평생 지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솔직히 출가하고 결혼하고 그러 그만이지만 여기 올 때도 기막이 없이 으 못자 여기는 또 소음이 더 잘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, 나도 이제 그런 건 있는데 I'll be around when you need me, promise I won't be lonely Even on my worst days, my worst days 2 a.m. I shit face, tripping off something that you done, yeah I would never let someone walk on, but run out on you uh. 레드 이라는 사람 먹을걸? 아니야 이거는 무슨이야? 아니야 고수 있어 안에 어 있다. 생각보다 개 갑자기 고수향 확 나더라 하 아직 못 느꼈어 근데. 나 하나도 못 느껴. 그러니까 시- 차라리 오늘 먹지 말고 12일 날 소복제 먹자. 그거 뭐지? 이모한테 건데 할 필요 없다고. 아 좋다. 나 유럽하는 것도 알지. 너 엄마들은 자기 걱정 안 하는 이게 조금 약간 마음이 편해지긴 했어 전화했었고 어, 너 약간 어, 엄마 이러면서 막 이러려고 전화했는데 근데 또 엄마도 잘 지내 잘 지내는데 우리 엄마도 이제 나 엄마 성격 알거든 엄마도 여기 와 있으니까 좀 다르잖아 잘 지내냐 이랬는데 갑자기 약 먹는 거야 아니야? 그래가지고 근데 엄마가 옛날부터 그래도 엄마는 어, 어쨌든 간에 엄마이기 때문에 더 힘들잖아 솔직히 그때 막 옷 사고 막 뭐 술 먹고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좀 그러는데 엄마는 그걸 잘 못하니까 다리 잡고 엄마를 불러야 되나? 솔직히 60대 뭐 이후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영어 토이스토리 총 10가지인데 10가지의 애들이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 맥도날드 해피밀로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9개 모았어요 근데 하나 아직 못 모아서